누구도 날 그려준 적 없었어 응. 음. 막연하게 두 손에 쥔 붓과 나날 받쳐줄 캔버스 따윈 없어서 불안하게 안 나간 선과 그리고 나나잘알고 있는 건지 줄 사람은 없었어 응, 음, 나가고 비뚤어진 밑그림을 지원해줄 지우개는 결국엔 나였어 눈앞이 하얘질 때마다 도화지라 생각해 그 막연히 하얀 이렇게 텅 비어버린 마음속 그 가게 예쁜 너의 표정에 물들어지던 그 순간을 나는 추억이라 부르네 너와 그리고 나 내 어색한 내생까지 다 이유가 있을 거라 감상하던 널 위해서라면 그래 난알수 있어 멀리서 꿈의 미술관 나는 나를 걸어낼 거라고 눈앞이 하얘질 때마다 도화지라 생각해 막연히 아야나 날에 그냥 뭐든 그려나가면 돼 눈물의 꿈은 수채화로 번져나가네 예쁘게 뭐든 그려 딱 열 번만 열 번만 해보면 돼 흙탕물인 다 같은 터널을 지나네 있다는 것점을 바짝 걷다 두시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저 터널 끝에 네가 바라는 그게 있어 눈앞이 하얘질 때마다 또어지라 생각해 그 막연히 하얀 나를 그냥 뭐든 그려나가면 돼 눈물의 꿈은 수채화로 번져나가네 예쁘게 turn